휴, 조금만 더 하면 끝난다. 으아! 으, 갑자기 배, 배가. 휴, 저게 뭐지? 으, 으, 끝, 차. 왜 이렇게 콱 박힌 거야? 신경 쓰여서 그냥 냅두기도 그렇고. 여기입니다. 어머, 너무 좋다, 자기야. 우리 그냥 여기로 할까? 그나저나 이렇게 좋은데 너무 싼 게 좀... 헤헤이, 그거 보니 오늘 변기가 고장났었네? 이걸 어찌한담?